용인 동백 카운티스인데요. 지금 2, 상 2원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 있고요. 이제 소리를 질릅니다. 예, 소리를 질렀더니 이렇게 2, 상음원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상 음원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리를 지른 뒤에 이렇게 이상 음원이 검출되었습니다. 승강기 카메라고요. 평소에 어, 사람이 타기 전에는 분할 화면을 보고 있다가 어, 사람을 탄 다음에 어, 이상 음원이 검출이 되면 이게 파워포인트 원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디비시스 카메라입니다.